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오늘 해볼 어, 인터뷰는 아크 서바이벌 공식에 있는 각 부족의 한국인 리더급 분들을 한 분씩 만나볼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로 저희 갱갱 친구 부족이죠 아크스쿨에 계신 음, 한국인 admin급 리더급 되시는 분입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공식 오피셜 PVP 서버에서 아크스쿨에 있는 한국인 네. 기파리맨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거의 어떻게 보면 어, 관리자다 리더급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부족이 아크스쿨인데 네. 그러니까 아크스쿨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아크스쿨은 뭐 간략하게 일단 데니스님이 계시는 갱갱의 그 중국인 admin 파워파워가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어, 만든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거의 갱갱이랑 엄청 친한 부족이죠. 이제 우연찮게 그 전에 있던 그 키파이팅이라는 그 약간 작은 부족의 중국인이 그 리더인데 거기에 어 아, 잠깐만요. <laughs> 와 이거 은근히 긴장되네요. 어 근데 방금 킵파이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거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어 거기에 있던 뭐 사람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뭐 아크스쿨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아크스쿨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데리고 온 건가요? 어 거기 부족 리더가 이제 중국인인데 그 중국인이 파오랑 그 같이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음...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다고 하니까 그그 그 리더가 이제 이제 바우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정말 우연찮게 들어왔고 정말 예, 운 좋게 들어왔죠. 저는. 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키파이팅의 리더가 바우치를 해줘서 아쿠스쿨로 들어온 건데 네. 원래 원래대로 따지면 아쿠스쿨에 있는 사람이 바우치를 해가, 해줘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laughs>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래서 파워랑 그렇게 접견 시도해가지고 파워도 처음에는 저를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엄청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한국인에 대한 약간 그런 혐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불신이 매우 큰 상태였는데 그,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그 문비치 그 아, insiding 그쵸. 사건 예 그래서 한국인이 친 insiding 때문에 그때 파워가 이제 절 믿어져가지고 정말 운 좋게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아크스쿨에 한국인이 두 명 있었죠 더? 음예 그죠 그러면 지금 뭐 아크스쿨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데브리스트에 아 예 358 대부 먹었죠 네또 그 어떤 그 아크스쿨의 그 외국 친구가 또 대부 영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친히 네네 뭐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네네 뭐 지는 지금 뭐 많이 뭐 다시 복구를 한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죠 많이 복구했죠 지금은 뭐 거의 대부 당하면 뭐 저 또한 뭐 대부를 좀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많이 현타가 오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부 당하면 한 순간에 다 날라가고. 네, 그죠. 뭐, 부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뭐 적고 싶거나 뭐아 쉬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어 따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워낙 애착을 또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일단은 복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아직도 복구 진행 중입니다. 음, 그럼 뭐 지금 아크스쿨의 한국인은 몇 명이 되나요? 뭐 이거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음, 한 8명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아크스쿨도 대형 부족의 하나잖아요. 뭐 아크 뭐 맵 막 그런 지도 같은 거 보면 네네. 처음에는 작은 부족이었다가 지금 큰 부족 되, 된 사람으로서 네. 느낌은 어떠세요? 작은 부족이 있다가 큰 부족 오니까. 확실히 신세계긴 이 하죠. 이제 <laughs> 뭐 어, 떤 부분이? 어 확실히 그 부족에 대한 체계라든가 그런 이제 PVP 참여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중량이나 소형 부족에 대한 보다 이제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체계 음. 뭐 이제 뭐 나라별로 있는 뭐 어드민이라든가 어 그리고 부족에 있는 룰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약간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저 뭐 항상 뭐 방송을 하든 아니면 오피셜 영상 올리든 뭐 아니면 개인 DM으로 이렇게 많이 연락들이 와요. 네. 갱갱은 투두가 있냐? 근데 뭐 네. 저는 그런 걸안 알려드리는데, 네. 뭐 아크스콜 투두 있습니까? <laughs> 음, 예, 투두는 있고요. 예, 예. 그 투드는 저희가 그 때 이제 부족의 그런 이제 재정 상황을 파악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나라, 나누고 있고요. 음. 예, 뭐 예를 들면 뭐 공룡, 그 FF의 공룡 그런 음. 것들 하고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전쟁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전쟁 물자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다른 부족은 뭐 거의 뭐 저 저도 뭐와스스 있을 때도 네. 뭐 거의 많으면 짧으면 2주에 한 번, 뭐 길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했는데 네. 뭐 거의 랜덤이네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물자 네. 떨어질 때마다 하는 거니까. 예, 그죠. 어. 개꿀이네. 뭐 철 철 떨어진다 그러면 철하고 아니면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두두는.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또왜 길게 하면 또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아크스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음. 이나 아니면 뭐 또 큰 부족을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면 네 보통 이제 한국인들은 보통 이런 부족원 공지 그 모집 공지를 보면은 뭐 신상 엄청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딱히 그런 건 필요 없고 오로지 거의 100%를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음. 저희가 사실 필요한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스팀을 쓰, 신다면 이제 스팀 프로필밖에 안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예 엄청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믿고 하는 그런 게임인 만큼 이제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네. 뭐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크스쿨 그 네. 가고 싶다. 네. 뭐 어떻게 연결해 드립니까? <laughs> 아 그거는 아, 아닌 것 같고 어. 예. <laughs>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그렇고 데니스님도 그렇고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또하뭐 <laughs>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뭐 사람들한테? 어, 어 최근에 그 아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접했는데 그 데니스님도 아실 까요 유리라고. 네네. 예. 그래 서 유리의 명복을 빕니다. 갈게요. 아 일단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좋은 하루 되세요. 네.